나란히 손잡고 싶지만 I don't know what to do, what to do Yeah, yeah, yeah oh, yeah. 알쏭달쏭 눈빛으로 궁금하게 해 마저 보면 커지는 물음표 두개 yeah. 구락식 한 척해도 마음은 교통체증 열두 개의 멜로디로 내 마음만 완전 좀 yeah. One, two, three, four, five Two, two, three, four, five Three, two, three, four, five 하지만 나도 왜 네 앞에 서몇 말을 못할까 Do you hate me? 나나나 Can you love me? 쉽지 않아 너란 사람 나타났어 맴매어 애착게 해 잠깐 끌려 심판 없는 줄다리기 날 믿어줘 우리 거대 선에서 만나 oh yeah 4, 너랑 나란히 손잡고 싶지만 했 너와 투도 마투도 Oh baby 나의 마음을 너에게 다 주고 싶지만 나도 왜 네 앞에 서면 말을 못할까 사람이사 금방 눈치 텐데 한편으로 몰랐으면 좋겠다 이대로 이대로 내게 어디 있으면 돼 my b a 너란 나란히 손 잡고 싶지만 I don't know what to do what to do oh baby